방금 나갔다 온 거고 이거는 미리 시켜놨던 로켓프레쉬랑 습배송이 온 거예요. 왜 이렇게 많지? 일단은 이것들을 다 냉장고에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이거는 전부 다 냉장고 안에 정리함으로 쓰려고 사온 것들이에요.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모던하우스에서 산 건데 전부터 이게 사고 싶었거든요. 짠! 초밥을 시켰어요. 음, 맛있겠다. 와 이렇게 마스크도 주셨어요. 무슨 초밥 포장이 이렇게 예쁠 일이야? <clears throat> 맛있겠다. 요거는 리뷰 이벤트로 받은 우동이에요. 오, 오 뜨거워. 대박이다. 와, 대박. 그리고 초밥 와 대박 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널 지지할 거야. 당연한 걸 갖고 겁나 품질고말하고 있어서 머리 바람을 쳐. 요게 이번에 주문한 것들입니다. 냉장고를 샀으니까 이제 차곡차곡 정리를 해볼게요. Thank you. 내가 자를까? 물티슈 한 장만 주라 먹어보고 싶었어 어때? 꼬리도 맛있네 참치 진짜 많이 들어갔어 네. 맛있다 우리 나중에 왕새우로 해서 한번 はい、真面目。 짜잔 걔 이거 떠먹으라고 엄마가 사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요거는 파김치이고 이거는 소갈비 소갈비이고 아 이거는 장아찌 장아찌 묻혀달라고 했던 거고 요거는 사골국입니다 요거 두 개. 너무 귀여워요. 요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샀습니다. 치즈 몰아주기 약간 탄맛이 난다 한 거야? 응? 음 맛있다 오늘이 마지막 경기야? 응. 음. 근데 이기고 있어. 난 지금 잘 이기면은 음. 4위. 얘는 육수는 <laughs> 야 이거 너 블로그 봐봐 사람들 포장한 거 응. 완전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섞어서 하거든 않고 이게 맛있어. 음. 이거 그냥 비엔나인가? 맛있는데? 음. 국물 완전 맛있어. 쌀이면은 육개장면이 맛있대잖아. 나는 얇은 면. 음,